안녕하세요 오드리언의 이현진입니다 이번 제품은 이렇게 커스텀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어, 싱크대도 됐다가 그 다음에 회의 테이블도 됐다가 하는 다목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, 이번 작품은 저희 유전님 오병준님 그 다음에 유정선님과 함께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작부터 이제 시공까지 저희들이 정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

pues Thank you. 음. 어, 나가 되겠죠. Thank you.

Mm-hmm.